옛다. 감사합니다. 자. 받아라. 이 사람아 그만하게. 오 응? 아니 사람이 네? 이어장수를 끊었니? 이 나쁜 사람. 이래서 우리는 엿을 실컷 먹을 수 있었다. 자, 너도